안아줘 옆에 있으면 너무나도 설렌 난 이렇게 그대와 맞는 첫 번째 봄이죠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내봤지만 이번엔 또 다른 느낌인걸요 그때 또 나와 같은 맘이라면 만날 시간이 하나 둘씩 점점 섞이는 게 난 좋은 걸요 You make me smile every day 이대로 좋아 매일매일 그대와 함께 걷고 싶어 그대 살랑 불어오는 바람 하루하루 날 미소 짓게 하죠 이런 내 맘을 그때도 알렸나 어쩌면 내 얼굴에 다 드러나 있겠죠 앞서 걷는 그때 손을 흔들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인걸요 사람이라면 이제 같이 시작해요 우리의 봄에 One c l o u d every day 그대와 나의 시간이 하나 둘씩 점점 섞이는 게 난 좋은 걸요 해줘 언젠간 추억이 될 우리 둘의 지금 전 마주한 봄이니까 I work on clouds every day 그때와 나의 시간이 하나 둘씩 점점 섞이는 게 난 좋은 걸요